you 감정 어쩌면 이 기억은 어쩌면 이 감정은 것들만으로 채워져 있을지 몰라 흥분하지 마세요 앉아. 주세요, 주세요. 앉아. 손, 손, 손, 손 몰라? 손. 어디서 먹을 거야? 야 너무 웃긴 거 아니야? 거 나나 여기 있어 나나 어, <laughs> 뺏어 <laughs> 아 태아 너무 맥없이 뺏기는 거 아니야? 태연이랑 호주도 그 누나 냄새나? 태양에 네, 데려가? 같이 갈까? 태양이 네, 태양이도 같이 갈까? 같이 갈 거예요? 응? 여기도 같이 갈까? 거기서 <laughs> 잘 거야? 태양이 공공시 진짜 이것보다 만원 더 실컷한 사 언니 브이로그 찍는데 겨울에 이거만 입어요 아우 세상에 다르면 늦게 날씨네 나도 날씬하긴 한데. 편한 게 최고지. 그래서 다, 다리는 모두 도어야겠네어 일단 붓기고 그 여기 여기 물까 우리? 우리 아까 최고네. 야, 포만한 데다 갖다 어, 집어넣어. 그렇지. 서버하는 기내 고속주퍼 와이파이 유튜브 개인기 사용해 인터넷 London Gatwick. The weather professional flight time today is at 7 hours, from in, and also in uh, gym and Saint. And with that in mind, we'll ask when you are seated. thank you